서울이에요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사이판은 비가 다 지나가는 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맑아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와 여기서 스쿠버 다이빙을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You just have to tell her. Say, Emma, shake, shake hands. 어. Emma. Shake hands, Emma. There you go. Good girl. 오게. 잠깐만. 옆에서 렌즈 바꿔 시선 좀 됐다가. 안 닥치네. 빨간색. 아, 이색 좀. 셀프 카메라인데 제가 셀프 카메라를 못해서 언니가 찍어주고 있어 셀프 카메라가